어머나 세상을 안들이 이렇게 해서 좋은 날에 하교 가는 길도 만나다니 너를 나란히 걸을 수 있다니 시청이 쿵쿵거리고 얼굴이 화끈거리고 눈뜨면 웃음을 채우려다가 뭔가 지금을 이르는 단지 학교 가는 길너 만나다니 너와 우산은 나라는 거리지 나는 내근내는 내 맘대로 길가 아무리 어디 착해도 자꾸만 웃음을 태워 is no to the thunder. Onto the the onto the waiting, na, 학교 때면 진짜 오늘 들을 때말 한마디 못 떠들고 그리고 그리고 그외 차를 걸어가 볼까 다른 길로 돌아가 볼까 딴소리 가는 그 시간이 매일매일 미치를 우리 Or la la, we're in the living room. On the game.